안녕하세요 아,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, 완벽한 눈썹 만들기 네 완벽한 눈썹은 아니고 그냥 제가 <laughs> 제가 눈썹을 다듬는 방법 약간 눈썹 관리하는 방법이랑 눈썹 그리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완벽한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약간의 정리, 정돈, 정도를 해주는 게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작년에 속눈썹 파마하는 그런 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속눈썹 파마를 셀프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. brow lamination을 하고 싶어서 그걸로 집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근데 요즘 또 되게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brow펌 재료들을 좀 준비해놨거든요.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primer도 보내주더라고요. primer. 파마를 잘못깨주는 그런 것 같아요. 물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. 대충 눈썹에 펴발라줄게요. 이제 본드를 발라서 좀 고정을 해줄 건데요. Instagram이나 Pinterest에서 볼 수 있는 그 깃털 같은 속눈썹을 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쫙쫙 펴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 있는 눈썹을 좋아하는데 제 눈썹이 약간 직모 같은 건지 그 언니들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펌을 한번 해봤는데 허물하니까 진짜 좀 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<laughs> 움직이는 느낌? 원래 머리도 엄청 생머리인 것보다 약간 반곱슬이 말을 더 잘 듣잖아요? 약간 그런 이치인 것 같아. 이렇게 착, 착 달라붙어 있죠? 일제를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파마약 냄새가 나요. 신기하죠? 이것도 파마약이라고 파마약 냄새가 난다는 게 이렇게 하고 4분 기다려줍니다. 4분이 지났습니다. 이제 이젤을 바를게요. <laughs> 이게 근데 하나만 까도 양이 꽤 넉넉해서 진짜 두 명은 너끈히 할 수 있을 만한 그, 그 정도 양이에요. 친구랑 같이 하세요. 얘는 5분 방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Have a good! 5분이 지났습니다. 이게 90년대생 특이라며 뭐만 하면 따라라라라 이러는 게아 마이크 안 켰다 하나 둘셋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된 거거든요 이제 얘를 걷어내줄게요 아. 이거 봐 이렇게 만지면은 만지는 대로 딱 고정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솔직히 다듬는 건 저는 이렇게 미간 쪽이나 여기 눈썹 밑에 쪽 이쪽만 좀 다듬어주고 뭐 촉집게로 뽑거나 왁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잘 그건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깔끔하게 하려면 뽑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? 어, 엄청 모양을 내서 다듬지는 않아요. 대충 이렇게 외곽만 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. 훨씬 이미지가 깔끔해졌죠? 근데 그래도 약간 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려면 역시 그리는 게 그리는 게 답이다 앞으로 문신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. 요즘에는 뭐 자연스럽게 많이 한다고 해도 어쨌든 눈썹도 유행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문신해놓으면 제거할 때 또 엄청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리는 걸 더 선호하고 네, 그리는 걸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Black Rouge half hard drawing master brow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. 짜란! 눈썹은 과학이다. 컬러는 <laughs>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저처럼 좀 밝은 모발에 약간 눈썹도 밝은 컬러를 원하시면 ash master 203번 요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그냥 흑발? 좀 약간 어두운 컬러, 브라운 컬러 정도라면 gray master나 brown master를 추천해드립니다. 이 앞머리 부분은 저는 이렇게 눈썹이 많이 나 있는데 뒷부분만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뒷부분은 gray master로 채우고 앞부분은 이렇게 ash master로 살짝 결만 살려주는 정도로 연출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꽉 채운 눈썹보다는 좀 결 살려서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엄청 얇아요. 보이시나요? 엄청 얇거든요. 그래서 뭔가 결을 살리는 느낌으로 그려주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. 보이시나요? 눈썹 그릴 때 약간 유분이나 수분이 있으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로 좀 약간 눌러준 다음에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고정력이 생긴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럼 1번으로 뒷꼬리 부분을 위주로 한번 채워줄게요.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눈썹을 길게 그리는 편이에요. 얼굴이 여백이 좀 많은 타입이라서 눈썹을 좀 길게 그리면 약간 여백이 좁아 보인달까? 약간 좀 이목구비가 좀 더 꽉 차 보인달까?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빈 곳 위주로 살짝살짝씩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막 따로 뭐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그린 쪽이랑 안 그린 쪽이랑 인상이 엄청 차이가 나죠. 이쪽도 좀 그려줄게요. 물론 우리 상원 실장님의 명언이 있잖아요. <laughs>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. 어떻게 해서든 자매입니다. 그 말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좀 대칭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조금씩 하잖아요. 그중에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 이거인 것 같아요. 그냥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그래도 뭐 덜 비대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?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음 진짜 자연스럽다. 그냥 눈썹 색깔이야. 그쵸? 그린 느낌이 아니라 눈썹 색깔이에요. 남자분들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만한 색깔인 것 같아요. 전 너무 붉은기가 도는 그런 제품들은 좀 가짜 같다 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엄청 저채도의 갈색 그리고 앞머리 부분은 03번으로 정말 그냥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만 살짝 살짝씩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으니까 얘로 내가 좀 뭉치게 그렸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시면 돼요. 당연한 소리죠?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눈썹만 그렸는데 인상도 더 또렷해 보이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되게 정돈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좀 그런 것 같은데? 아무튼 그래서 저는 눈썹을 꼭 그립니다. 눈썹은 정말 그냥 급하게 나갈 때도 꼭 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 마스터를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색깔이 너무 딱 적당한 색깔이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색이 뛰어나게 밝은 분이 아니시면 은 평범한 동양인의 머리카락 색에는 다 무조건 어울릴 만한 색이에요. 너무 발색이 진하거나 약간 부자연스럽게 되면은 망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약간 발색이 딱 적당한 정도라서 눈썹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좀 그리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고정을 좀 해주는데요. 이게 eyebrow 펌을 해놔도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흐트러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eyebrow 고정할 수 있는 제품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뭐 그런 제품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제품이 없다 하시면은 screw brush나 이런 eyebrow brush에 스프레이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싹싹 쓸어 넘기면은 그것도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. 저는 그게 사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스프레이 아니면은 그냥 고정력이 좋은 젤 같은 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하면 저의 눈썹 다듬기와 그리기는 끝이 납니다. 어, 좀 깔끔해졌어 진짜. 브로우 폼을 좀 오랜만에 하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인상이 또렷해 보이네. 그리고 정말 눈썹은 중요합니다. 제발 좀... 응? 그리고 다니기. 남성분들 중에서도 약간 <laughs>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눈썹이 너무 길어서 약간 산신령처럼 돼있다든지 아니면 눈썹이 너무 없어서 여기 끝부분이나 앞부분이 약간 흐리멍텅해가지고 약간 맹해 보인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눈썹을 좀 잘 정돈하고 그리면은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하고 또렷한 인상이 될 겁니다. 추천! 꼭 눈썹을 잘 다듬고 잘 그려주세요. 그리고 잔잔한 팁이라면 저는 그 속눈썹 영양제 있잖아요. 속눈썹 영양제 그거를 자기 전에 속눈썹이랑 눈썹에도 조금 발라줘요. 눈썹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나라고 뭐 그게 영향이 제대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썹 숱이 그렇게 없지는 않은 편이거든요. 그쵸? 속눈썹 영양제 엄청 싸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